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여기서 뭐 어떻게 골라? 형, 나골라어떻게 뭐 해야 돼? 모르겠다. 자기 뭐 있어? 아 이러지 마. 잡지 마. 살아있자. 진짜 가지 내려. 러지 마. 이런 신발이라도 붙잡았다. no, no